촉촉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열린 몸에 쏙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 l a 블랙하면 핑크 우린 예쁘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넌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팩트스 궁금하면 해봐 팩트체크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톡해 난 toxic 유혹해 I'm fox 두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Blackpink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거린 Blackpink four way 사거리 동서 남북 사방으로 running 이는 버킷리스트 싹다 버리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bad girl 조건 싫어하고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's another banger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 do when I come, come through with that, that uh, uh, uh, uh. What you gon' do when I come, come through with that